둘셋 What's your number? 안녕하세요 시크릿 넘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좋아요,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! 진희이고요. 영어 이름은 진희고둘 다 본명입니다. 특기는 랩이랑 작사, 작곡이 특기입니다. 제가 그 브릿지 뒤에 쓴 부분인데 저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이제 Yeah, it's that easy boy 어차피 내게 끌리걸 내 시대로 시하게 굴어도 내게 빠아들잖아 자작곡은 어... 한 세곡은 이미 제가 예전에 사운드 클라우드에 공개를 했었었는데 언젠가는 앨범에도 실렸으면 좋겠습니다. 아마 다음 주? <laughs> 취미는 제가 노잼형이어서 딱히 취미가 많이 없는데 고양이랑 노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. 핑크색. 비밀이라기보다는 살짝 소심합니다. <laughs> 좋아하는 음식은 어, 치킨이랑 버거랑 김치찌개랑 청국장 좋아하고요. 싫어하는 음식은 제가 편식쟁이라 거의 <laughs> 모든 음식을 싫어요. 그 중에서도 제일 싫어하는 채소가 오이, <laughs> 샐러리, 깻잎 정말 싫어합니다. 롤모델은 제가 중학교 때부터 되게 어, 존경하고 정말 닮고 싶어하는 CL 선배님이고요. 제가 어, 가수를 꿈꾸게 된 계기도 제가 21 빅뱅 선배님들의 정말 완전 아주 완전 <laughs> 큰 팬이어가지고 이렇게 팬심으로 맨날 따라하다가 이렇게 우연히 가수가 드디어 되었네요. <laughs> 먹었어요? 언니 먹었어요. 준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들어간 것 나라. 어우 밥 밥이죠. 핑크 공주. 네. seeing monsters at your window. No, you can't. faces standing side by